보리 음, 맛있어? 쌀이 배고파? 깨끗하고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으잇 또 관심도 없어? 짠 어디 갔어? 오 이제 멍청하지 않아요 너 거야? 그래 그거 너거 해 너거 해요 귀여워 알았어 <laughs> 신났어 신났어 아! <laughs> 너희 <laughs> 귀여워 개벽 다고 몰고 노나요 언니 사라졌다 언니 어디 갔을까? 응 <laughs> 어, 귀여워요 역답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. 잘 봐둬라.